삶은 그래 오랜만 죽으러져 후회하기 싫잖아 절대 그냥 달려 드럼엔 정신은 힘들잖아 빌려 초록병 힘을 꼭겁쟁이들이 꿈틀거리는 지 몸을 지가 못 견디지 그것도 병이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고 잡차피 생명은 달고 밤은 짧아 이술은 달고 내 몸은 헹궈지지 난 장판 벌어 벌어 벌어 벌어 벌어 종이 따윈 버러 그냥 했다 버려 통장 잔고는 봄이 확고해 난 눈 멀어 진짜로 걸어 걸어 걸어 좋 화를 걸어 불알 불러모아 지하 손그래 멋쟁이들 둘러싸 흘러지는 대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내가 노릴 건다 우리눈 안 이뻐 우리는 안 지쳐 그래 무아 지경 누가 이건우리 누안 끼쳐 그저 불만 지펴 그만하게 낮에 마저를 손에 거둬도 아름답게 보여 너의 비틀대는 거동도 Yeah yeah Let's get party 오늘 밤 Let's get party Baby s h i n e your body Late night Don't care about night Low five Let's get party Low five Let's get party Baby Shake your body Late night Don't care about night 미리미리 들이부어 소주 위엔 가 정신은 도주 퍼버 퍼버 damn right 미리미리 두리고 위에 간 정신은 퍼버 퍼버 damn right